하나 아, 둘야 네. 미안 <laughs> 내가 해줄게 내가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내 이미지 한 번만 여기는 위클리의 가을 운동회입니다.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각자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음, 실력이 중요하죠. 네. 실력! 네. 또 팀을 정해야 되니까 자기 어필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하거든요. 어, 완전! 저는 학교 운동회에서 항상 제가 있는 팀은 이겼었고요. 오. 그리고 체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뭐 반 대표 개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뽑아가고 싶은 그걸 꿈꿨던 학생이에요. 어. 그걸 꿈꿨던. 아. 아, 그 학생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laughs> 저는 제 이름 석자 김지민 어필 끝이라고 봅니다. 와! 와, 와, 와 진짜 멋있다. 저도 근데 잘했어요. 저도 어, 진짜 메달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오, 그럼 골드 아니면 금상 아니면 뭐 나갈 필요가 없었죠. wow. wow. 와, 우 근데 오늘 제 예상 약간 먼데이 언니랑 조화가 약간 에이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오늘 그럼 팀전으로 팀 어떻게 정할까? 먼데이랑 조화는 네. 찢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팀장을 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음. 뽑는 걸로 왜냐 어필을 와, 시간 그 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 옛날에 꼭 그렇게 했거든 맞아 맞아, 맞아. 피구할 때 아, 피구할 때 맞아 맞아 그렇게 뽑아가지고 나 뽑아달라고 항상 그 팀장 이 옆에 있어 맨 마지막에 못 봤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어?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잘하는데? 우와 언니 저... 이거 이거 은근 신경전이다 처음에 뽑히는 거. 나 입상 진짜 상 받았다니까. 아니 저도 잘한다니까요. 저도 뽑아도 괜찮아요. 응원단장 응원단장. 저는 생각보다 음. 잘해. 음. 박소은. 나? 네. 해운다, 아. 해운다. 아. 네, 브랜드잖아. 아. 이 언니 한번 믿어봐. 네, 나에게 바로. 금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 당연하지. 우리 응. 금상 타야죠. 난, 나는 금아니면 취급 안 해. 항상 마지막에 뽑혔, 싶지만 오늘첫 번째로 뽑히게 해주고 싶은 대박! 라인이 좋았어. 어떡해? <laughs> 진짜로? 네. 지연이 아, 진짜로? 오늘 가위바 일기에 쓰겠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리더님 오! 아! 아! 와! 안돼! 제발! 근데 저는 왜냐면 아까 지호 언니를 뽑은 이유 중에 제이 언니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맞아. 언니 세레모니를 보여주세요. 난 절대 남은 게 아니야. 맞아. <laughs> 저 우리 팀이었 아니야. 아니 여러분 저희 팀명 정해요. 팀명 정하는 거부터 아, 그래, 그래. 알죠? 정해보자. 정해볼게요. 음, 뭐, 뭐 음, 우리 다 음, 정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오래 걸리네요. 아, 혹시 역시. 나오죠? 아, 아, 아. 저희 정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우 먼저 하세요. 자유부터 네. 할게요. 금 주세요. 금 주세요. 뭔가 합의가 안 되는 다른 거 같은데 내가 언니들 보여줄게 하나 둘 Good girl 이게 바로 팀명이죠 음. 아, 네. 우리가 좀 더 재밌는 맞아, 거 맞아 우리가 더 재밌는 개그 점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저희 첫 번째 게임 초대형 젠가로 <gasps>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게임 자이언트 젠가는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젠가와는 크기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른데 규칙은 똑같습니다. 이 여덟 칸의 젠가를 무너지지 않게 빼서 위로 어머! 위로 어머! 위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쌓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젠가! 가위가위 위로 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역시! 응원해줄까 이걸로? 이게 대파처럼 생겼으니까 팍! 아유. 3판 2선승이에요. 3판 네. 2선승? 오케이. 자, 저부터 해볼게요. 게임 시작! 다음 할 사람. 나 해도 돼? 좋아요. 네. 자, 해볼게요. 우리 팀은 뚜리더님 갑니다. one, one, one, two, 잽, one, two. one, two. 무너져라, 무너져라. 흔들린다. 재밌다. 언니 어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방법이 약간 터득하면 괜찮아. 수지 언니 성공! 성 요거. 안 가? 오! 와! 아 go, let's go, let's go, g 흔들려라, 흔들려라. 이상한 것만 고르지 마, 송나. 어, 오, 그거다. 와, 한 번에 하네? 되게 약간 너 팔이 여기까지 있는 것 같다. 오, 오 아, 잘한다. 야, 역시 육상부는 달라. 그럼 나도. 오케이. 가운데? 주먹질 해보겠어. 어, 와. 아니, 다 지금 복하고 있어. 잘한다. 위에 아, 손잡까지. 어, 근데 흔들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 너무 가운데 것만 빼면 이제 재미없다. 그래 이제. 아 잠깐만 여기서 건드려서 무너져도 지는 거야. 맞아 맞아. 됐다. 아유 장하다. 장해? 예. 장하다. 아, 장하다. 웃겨. 생각하면 이수진. 생각하면 이수진. 생각 수진. 나 이거 못 사는다 이거. 근데 이걸 쌓을 수가 없어. 와! 우와! 아! 아니 어떻게? 저거 가운데 가 대다. 아 이거를 빼자. 얘를 철단 말이 된다고. 절단. 절나 이거 아! 말이 된다고. 생각. 얘를 빼면 되지. 괜찮은데? 안 돼. 아 이게 뭐야? 아나 쌀 수가 없어.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넣어도 될것 같은데? 에이. 우리가 감아태워 안아줘요. 하나, 둘, 셋. 야, 미안. <laughs> 내가 해줄게, 내가.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내 이미지. 모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언니. 맞아요. 아! 우 우와! 지금부터 언니 안 되죠. 전혀 이제 생각을 두렵 이걸 빼요. 어, 야, 야, 예, 그걸 뺀다고 하는데 쌓을 야, 수가 없어. 키가 안 나. 이거 할 사람이 될것 같아. 네. 아, 그러니까 빼는 것까지 는데못 사. 지우야 여기 어때 여기? 나 파랭이면. 어, 아니면 이거 제가 대신해 줄수 없는 예,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어, 거기 살짝 위험한데? 이렇게 두 번 봐주면. 고마워. 아! 안돼. 바로 두 번째 게임을 해볼까요? 좋아요. 진팀이 먼저 해볼까요? 네.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어떡해요? 이번에 금방 끝난다, 우리. 아, 밑에 이렇게. 오케이. 어, 네, 그렇죠. 거기서. 오! 근 이거를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3, 2, 1.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조금씩 손으로 쭉 밀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am a good girl. 오! 여기 보여주자고. 시작. 금내 거야. 합의가 안 되는데? 크로스. 어머. 어. 멋있다. 따란 따란 따란 따란. Monday is 그 good girl. 오케이. 짜자란 짠짜자자잔 짠. 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짠. 오케이. 짜자란 짠짜자자잔 짠. 짜라란 짠짜자자잔 짠. 땡기지 말고 밀어. <laughs> 공사 아니야? 위용 위용. 아 이겼다. 아! 했죠 제가 게임은 금팀이 이겼습니다 금팀이 이겼습니다 네. 저희 국골팀은 괜찮아요 근데 우린 굿걸 인정 인정해 줄게요 어, 쿨하니 멋있다 멋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laughs> 당신들 잘해서 한 거니까요 멋있다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다음 게임이 뭐예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넥트 컵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먼데이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laughs> 머리띠에 이렇게 컵과 안에 들어있는 탁구공을 옆으로 이 머리띠에 컵 붙여놓고 탁, 아, 탁구공 맞죠? 탁구공을 이렇게 해서 옮길 거예요 협동심이 아주 중요한 게임인데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만 안 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판은 단판입니다. 단판입니다. 오.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단판 좋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앉아있어요. 어,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됐다.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혜원아, 혜원아, 반. 그렇지, 그렇지. 혜원아,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어, 지금 됐어? 잠깐만, 잠깐만. 어, 됐어. 나, 나 알려줘, 알려줘. 나 알려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기 아 알아 알아. 안돼. 정훈이 갔다 가자. 와 여기서 빨리 1등이야. 야 소나 이거 봐줘. 잠깐만. 어 거기야. 이거 완벽해 완벽해. 나나나나 알려줘 알려줘. 자자자자. 안 귀여워요 얘네 아, 예! 예, 예, 이거 그만 보고 싶어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너 좀 아니긴 하다 줍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어디다 우리한테 야지 우리한테 야지 언니 언니 하나 우리 중에 세 번째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젠가 때도 기회 많이 주긴 했는데 그래 그래 주자. 그래 주자. 그래 주자. 우리가 또 이기면 되지 뭐. 아싸, 아싸. 경건하게 준비해야 돼. 애기들 준비됐어? 네, 네 됐어요. 저, 아, 아, 아, 아, 잠깐만. 어, 죽었어. 어, 자,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거기야. 아니, 거기 아니야. 어, 아, 아이고. 아니야. 아니, 나, 나, 나, 나, 나. 아니, 왜 그래? 아니, 아니 이거 나 잠깐만. 잠깐만. 어 거기 거기 거기 거기서. 어, 내 봐주고 있을게. 알았어. 아, 어 거기서 네. 바로 거기 어 됐어 됐어 됐어. 네, 됐어. 네, 인생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이거 블레임. 됐다, 여기다, 여 여기다. 여기다. 와! 이게 바로 실력. 우리도 맞아. 멋진 사람들이니까 쿨하게 인사해주죠? 와! 귀여워. 아! 얘들아, 슬퍼하지 마. 우리 동점이야. 맞아. 동점이다, 그래도. 해보자. 이번 게임은 굿걸 팀이 승리해줍니다.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꽃갈 게임은요. 이렇게 꽃갈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의자를 아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꽃갈을 쓴 다음에 이 의자를 찾아서 앉는 게임인데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명씩 탈락하게 되는 꽃갈 게임이에요. 한지우 귀엽다. 사랑스러워. 고마워. 이 전판을 저희가 이겼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좋아요. 몰아서 한번 또 이겨보겠습니다. 한번 뜨면 수근수근 달리는 타임라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들을 싹싹 어! 어! 어 보인다! 여기 있다. 여기 한 명 앉을 사람. 얘들아 우리끼리 뽑아! 뭐- 어, 누구야? 나 수진. 네, 앉았어요. 어, 지호야, 나 얼굴 보여. 어, 진짜? 어, 저 어. 있어요. 어. 어, 나 앉았어. 끝났다고요? 와! 안 돼! 재밌다. 또 해요! 자, 멤버분들. 네네. 지혜 보고 서주세요. 네. 찍색. 네. 신이 났어, 딱딱. 괜히 또 하나. 내 마음은 완전 팩트 파트지. 자,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네. 시작. 저기다, 저기.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없어. 아니, 진짜 안 보여. 어떡하지? 어, 제이 씨그 의자 아니에요. 의자 아닙니다. 어지러워. 어, 제이 언니. 준 언니, 제이 언니. 수 언니. 제이 언니, 저기다, 저기다. 수 언니, 일어나봐요. 저기요. 어, 누가, 저기 누가, 카메라 누가, 쪽, 카메라 쪽. 어, 제이 앞에, 앞에, 앞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거기 거기. 어 안돼. 앉아 앉아. 끝났어요?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제이야 아. 너뒷모습 진짜 제이야 보여. 제이야. 제이야. 벗어봐. 아, 저런. 아. 너잘 찾는다. 자 여러분 다시.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가자. 빠밤 빠바밤 빠바돈 치키타 따란 따란 따란 딴딴딴딴 띠링 이따 거기서 보는 거 맞지 시간 잘 맞춰 늦으면 맞지 아 여러분 네 끝났어요?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오! 빨리 찼네? 아! 아! 야! 이겼다! 끝났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어! 수진 언니가 탈락했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 뒤로 돌아주세요. 뒤를 돌아주시고 holiday party 네. 불러주세요. 시계 멈춰둘게 따딴딴 펀드 좀 꺼둘래 따단딴 hey 있었어 없는 놀이터처럼 여러분가 할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시작 이쪽에 있는데 서은 언니 어딨어요? 어! 언니! 언니! 이미 우리 팀 한 명 졌어 서은 언니! 언니! 어! 어! 나 눈치를 뻔했어. 어! 틀렸어요? 맞았어. 다행이다. 자, 바로 다음으로 가시죠. 마지막. 자, 내 손 잡고 일로 오세요. 한 것 같은 맛. 백스틱? 쏟아.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어? 어렵겠다. 해요? 시작. 하나.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어, 지원이 괜찮아요? 안돼! 어? 맞지? 전번 판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준 우리 지안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잘하는 운동을 찾았어요. 네, 꽃갈. 꽃갈, 꽃갈 운동. 드디어. 이제 본격적이라고요? 가봅시다. 우리 달려와서 한번 부딪혀 볼래? 그래. 파이! 예! 네, 나오세요.